강수 빨리 빼서 빨리 빼서 빨리 빼서 얼른 뺏을까? 장수야 빨리 빼서 뺏을까 말까 빨리 빼서 장수야 빨리 빼서 빨리 빼서 빨리 빼서 빨리 빼서 밑에 삐졌구나 장수 삐졌어 장수 삐졌어 장수 삐졌어 장수야 삐졌어 장수야 삐졌어 삐졌어 삐졌어 응? 삐졌어 삐졌어 장수 삐졌어 장수 삐졌어 장수 삐졌어 예. Wiedersehen. Wiedersehen. 장수야 장수야 장수야 삐졌어? 바로 왜 자꾸 움직이는 거니까 이상하니 장수야 장난감 뺏으러 가야지 뺏으러 가야 뺏으지 뺏으러 가야지 Mr. Beauty! Mr. Beauty, Mr. Beauty, Mr. Beauty!